여기는 지금 잡귀 망가져 도대체 이런 이모티콘 은 어디서 나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막몇 군데 돌아볼게 엄청 힘들어 그래 어? 뭐야? 야. 뭐야 못 막아놨어 うん、美味しい。 2020년 4월 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바로 바로미 여기 여기 여기 와 일본식 집같이 생겼지 진짜 일본식 집같이 생겼잖아 봐봐 누구 있나? 혹시 사람 있어요? 혹시 사람 있어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뭐야? 저리 가 뒤에 누구야 누구야 거기 있어요? 있습니까? 어? 어? 어? 제가 다시 자 어디 있어요? 그만 하라겠어요.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라니까요 와, 씨. 잠깐만 엄청 세다 엄청 세 어. 어. 어. 아. 아, 우와. 아, 우와. 와 뒤로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미쳤는데 잠깐만 조용하라니까 여자인 것 같아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젊은 것도 아닌 그냥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그냥 아주 마가시 아니 하여튼 여자야 예예 예. 어? 저 방금 들어오라고 했죠? 방금 저보고 들어오라 겠죠 들어갑니다 믿고 들어갑니다 저 믿고 갑니다 자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포승 뿌리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나쁘게 못보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은 이유가 있었을 거아닙니까 어디 있어요? 소, 소리 뭐야 어디 서봤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뭐 먹고 잠깐만 야 여기 수신이왜 이렇게 안 좋지 갑자기 원래 이전에 이 정도 아니었는데 안 되겠다 아 여기 안, 여기는 조금 묵혀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오빠들 구독 좋아요. 알림, 알림 설정까지. 설정까지.